불교적 관점에서 부모가 지은 업이 자식에게도 전달이 될까요? 부모가 지은 업이 자식한테 가죠. 예. 아니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가 지금 자식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. 그 저거를 이렇게 가족들이 짓는 공업이죠. 가족들 간의 공업. 윗대에서 지은 업이 아래로 갑니다. 그 가족에 속해 있다 보면 함께 받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더 들어가면 본질은요. 부모가 지어서 내가 받더라도요. 그걸 받으려고 내가 자식으로 온 거거든요. 그러면 그걸 받을 업이 나한테 또 있어야 돼요. 따라서 결국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겁니다. 다만 내가 받을 게 있을 때 그 사람들, 그 부모 밑으로 태어나가지고 받는 거죠. 밖으로 보면 부모가 지은 걸 내가 받고 있고 들어가 보면 내가 받을 만하니까 거기 태어난 거거든요. 그거 받으려고. 또 한 결이 있죠. 두 개의 결이 이렇게 만나고 있죠. 그래서 만나서 업을 푸는 거죠.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거 내가 받아도요.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결국은 내가 받을 만하니까 여기 태어난 거니까 그거 풀라고 태어난 거니까 내가 받은 거 내가 지은 거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한 생각 더 있으셔야 돼요. 전생에 내가 나쁜 짓 한 대로 현생에 겪는다고 하는데 어차피 죽고 나면 기억 잃어버리는데 전생에 업으로 고통을 겪는 게 영혼의 교, 영혼의 성장이 될 수 있나요? 근데 본래 한 영혼이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의식이 무의식에서는 알고 있어요. 무의식이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. 하늘이 오히려 과거 기억을 잊고 새로 잘해보라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시고 육바람일 잘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모든 게 맺힌 게 풀립니다. 그러니까 육바람일 잘할 생각만 하시면 돼요. 과거 게 진짜 풀릴까 고민하지 마시고 육바람일을 잘해보세요. 그러면 자꾸 육바람일을 쌓으시면 어떤 업이 다가와도 풀만해지고 그 이, 이해가 되고 이걸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하겠구나까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. 그게 제일 쉬운 답입니다.